고마워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원더풀 캣떡 나오는 방법을 몰라? 왜 그래 너? 좋아 여기가? 사춘기야? 왜 그러는 건데 아, 깜짝아 아, 나오지 않아? 종합하는데요? 봐. 違が。 말하 대로 떡다리보다 훨씬 이뻐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 이리 와 가자 덤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덤벨 가자 덤벨 뭐, 자석 붙여놨나? 계속 절로 가네 여기가 아닌 여기인 것 같습니다 安。